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가 펼쳐진 지난 1일 양 팀은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다소 아쉬운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그 와중에 손흥민은 토트넘이 기록한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. 하지만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79분 로셀소와 교체 아웃되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. 과연 해외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Música Beep, beep, beep.